해결되시나요 둘이? 아니요 헬로 <laughs> 게 스페셜 게스트 <laughs> 로아나 응? 어디가? 일본 가서 로아 자노시미 가까이 <laughs> 이렇게 왔어 안녕 비행기 안녕 어? 오징어 많이 주세요 음 이거 뭐야? 이렇게 많이 샀어? 아, 계산 계산 아, 계산? 네, 아 뭘? 여기. 아우. 라나 아 아우는 누가 했어? 저는 아 아우 했어. 도현이가아 아우. 顔が疲れすぎててなんか恥ずかしいあそうさっきねゆかチャンネル見てますって구독자님 만났어요 우리 이거 보고 계시나요? 우리는 내일 아침 어전 비행기거든요. 그래서 아침 일찍 여기를 떠나서 일본에 갑니다. 이번에는 고향에 가서 이제 가족 시간을 보낼 수는 없는데 하이! 아시다 어, 어떻게 일본에 가는지 그리고 우리의 일정 일상은 어떤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바이 김치 어. 얼마나? 김치 <laughs> 어, 김치 <laughs> 누나 지금 6시 40분 다 돼가는데 좀 늦은 것 같아 빨리 해야겠다 이거 누구야? 누구? 가자 가자 가자 늦었다 누나 그냥 옷 입으면 안 입어 주세요. 아, 뒤에 조심하세 뒤에 기다려 뒤에. 나 문이 열리세요. n 아, 제가 대신 얘기하는데 아, 잘 다녀오겠다고 하네요. 잘 다녀오겠네요. Bye k 형님 인사하십니까? 네, 인사하세요. 여기 한 번, 여기 한번 세요 여기 한번 세요 왜, 왜, 왜, 왜, 요왜 한국을 떠나시는 이유라고. 해외 도피라는 소리 있는데, 도박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겨. 아니,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한번 보시네요. 진주 타임에서 도박벌이 사람들 만나가라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왜 그런 결정하게 되셨나요? <laughs> 그렇게 도망가신다고 다 끝인가요? 그렇게 도망간다고 다 해결되시는 아 아시나요 지금? 할 말 없으신가요? 아니 그렇게 도망가신다고 다 해결되시나요 둘이? 아니요 왜 도망가시나요? 안녕. 안녕. 왜, 왜, 어디, 왜, 왜 출국하시나요, 갑자기? 아니 뭔가 문제가 있으신가요? 아니왜 <laughs> 나가시는 건가요? 아니왜 <laughs> 한국을 떠나시는 건가요? 아니 <laughs> 대답은 아니밖에안 되나요? 아니 언제까지 그러실 건가요? 아니왜 떠나는지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니 소문을 들어보니 아니 예. 아니 한번 해주시죠 안녕 <laughs> 자 로아나 가자 바이바이 멋져 스탐 짜이를 사기

어떠셨어요? 여정이? 아니요. 제주에서 김포 아니요. 김포에서 인천 아니요. 인천에서 도쿄 아니요. 힘들었어? 너무 좋아요. 도와주세요. 자, 자. 됐습니다. 얘만 텐션 좋아, 얘만 텐션 좋아. 자, 여러분 보시는 거와 같이 저랑 육하는 체력 이제 한 3% 남았습니다. 3%. 너무 고생이네요. <laughs> 진짜. 자, 일단 오늘 내일은 저희 쉬는 느낌으로 저희 도쿄역 근처에서 있다가 이제 모레부터 일정을 소외를 소화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도 일본 온 게 확 느껴지는 게 앞에 보면 바로 아지노모토 자 저희 일본 브이로그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장 뷰 와 진짜 도시다 일어서 일어서 깜빡 어떡하래 승짱가珍しく 連弾サワーですよ 어떡해 너무 차갑지 <laughs> 뜨거워 괜찮아어쩔수없어괜찮아나이타이초등학교1年生から2時ぐらいとかいただきます ご飯美味しい 昔らてあいポ一発で。 아니엄마어디있어엄마여기있지라와미칠래皆さんここは東京駅ですけどあのこちらのチェナルの一番大事な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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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rlie. the floor. 한번 해주시죠